뭐 던져볼 거 없어요? 뭐, 뭐 없어? 깜부. 좋다. 오른쪽 소리도 들어봐야 돼. 깜. Really? 그냥 가. 유리공장에서만 30년을 일했어요. 왜 그걸 이제야 말합니까? 김은영!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한시구나. 오지랖은 넓은데 머리는 존나 나빠서.